You are ready? Stand by. Wow. 시트 크기를 보면서 세, 상을 느꼈어 신문사회 예. 아. 네. 아 이건 익숙하죠 예. 레인지 핫 레인지 핫 사격 개시 잘 지으세요 셋 와우 깜짝 아, 아 행복 들렸습니다 우후 아 소리 지나다 소리 지나다 듣는 사람 내가 들어볼게요 誠ご所長